안녕. 얼 김치 스크비 마셔. 하이. 이런 것도 나오네? 이렇게 오늘 완전 패션을 포기했구나 그럼요 아침에 어... 탈을 하다 탈을 했는데 어머니 오늘 몇포기할 거? 100 포기한다 100 포기한다고? 응. 백복이 안좋았는좀 아, 받았어. 응. 응. 할아버지 담당이. 그러니까. 저 비닐 있잖아. 이거 의자야. 의 뒤에 보세요. 안에만이 겉엔 하지 말고. 안에만 하래, 겉에만 하래. 겉에는 무더니까. 침이 보이는데? 하나 먹어볼래? 기복이다? 아니고? 응. 여기 가도 제법이다. 김치도 만들고. 어? 일본 며느리가 어? 아이 애면 똑바로 좀 해. 이거 그렇게 하고 어? 발라버린다. <laughs> 아 나, 나를? 어떤 식으로 바른 거야? 이걸 이걸 바른 거야 아니면 그냥 바른 거야? 김치 사대기. <laughs> 때라 니니 안내가 어 김치 싸는 기다리데 <laughs> 겁나 웃겨 싸는 기다리는 어디 아프면 안 됐다고 하고 양조 양조 맛있어 음. 치료? 어. 좋아, 좋아. 아니, 이게 어디서? 불피 오르는 거 아니야? 이승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는? 하루 종 하지 않아, 엄마? 하지 않아, 엄마?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말을 하는데 아니라 그냥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잘 정성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예, 이거 예. 뚜껑 닫아 승훈이 잘 할걸? 이렇게 하면 박살이야 저랬 그, 그 잡담하지 말고 그일 빨리빨리 합시다 그 빵! 응? 예? 빵! 아, 예. 외국인 아줌마 잘하네 일로 <laughs> 대 e j a 어, 일단 다 했다, 다 했다. 어? 루안 긴장 안 해? No. 오, n 살 빠졌는데 이거. <laughs> 빠졌어 여기랑 이거 진짜요? 어, 이렇게 이렇게 있어 아까 이거. 부해 보였죠? 응.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이게 이거? ASMR 음. 음. 언니 오늘 며느리 잘했을까? 음. 좀 도움 됐을까? 많이 도움 되지. 엄마는 하루 종일 하지. 뭐 우리야 뭐 양념만 다 해놓으면 맞지. 우리 가할거 음, 없으니까. 와서 칠해주기만 하면 돼. 아 먹으면 되지. 뭐 굳이 해야 봐. <laughs> 아니. 일로 갈 거야? 여보, 많이 힘들었어? 일로 갈 거야? 좀 쉬어. 스파이크가 스파이크 오! 어. <laughs> 지도 하고 싶어가지고 음. 아무래 이렇게 음. 너 뭐, 고생이 많아 <laughs> 너무 그거 아니야 어, 뭔데? 인니죠 <laughs> 다시 여보 고생이 많아 야 이수아 먹어서 치워야지 이 새끼야 야다 안 먹었거든요 다 먹고 마 아니 다, 다 먹고 다 치우려 했지 한 번에